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킨도 부에노를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러 누텔라랑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아 부에노 이킨도 부에노는 코스코에서 샀어요 코스코에서 한 박스 샀는데 15,000원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라 하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 긴더 포인우유가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이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